뭐라고? 타이거 우즈가 드디어 걷는다고요? 반갑습니다. 도그 골프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미국 LA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오른쪽 정강이와 발목을 크게 다친 타이거 우즈의 걷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TMZ 스포츠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목발을 짚고 있는 우즈가 이족 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목발 없이 잠깐 걷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에리카 허먼과 함께 어딘가를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활훈련을 성공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목표는 스스로 혼자 걷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목표는 거의 달성했네요. 도쿄올림픽 골프 중계를 보면서 문득문득 타이거 우즈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어서 하루빨리 필드로 돌아와 그의 포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도그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 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